오다가 다원이 낯을 가린다던데 나나 진짜 안 가리는데 그러니까 낯을 진짜 안 가리는데 상대방이 다 나갔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요 나나 안 가리는데? 나 낯을 진짜 안 가려요 나 그렇게 조용한 사람 아닌데 미연님이랑 동갑 저랑 동갑이에요? 나는 아까 부에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낯을 안 가려요. 근데 음, 상대방이 부담스러울까봐 미연이 조금 낯가려 다오나 아 낯가리셔? 그러면 너무 나서지 않을게 천천히 다가갈게요. 그럼 다원이가 봤을 때 멤버들 중에서 낯을 제일 심하게 가리는 멤버 음, 일단 액션 안 가리고 은서 안 가리고 다영이 안 가리고 뭐 다운도 그렇게 가리진 않는 것 같은데? 연아 언니도 안 가리는 편에 속해요 그나마 이제 설아 언니, 수빈 언니 아닐까? 수빈 언니도 은근 낯을 가리는 것 같아. 여름이는 이제 사바사. 은서는 은서도 사바사긴 한데 안 가리는 편이죠, 은서는 그래도. 진짜 이제 낯을 안 가리는 사람들은 아닌데 안 가리는 거죠, 그 정도면. 은정이도 안 가릴 것 같아. 안 가리는 편이죠, 은정이도. 이건 다 내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너무 나의 말을 맹신하지 마. 난좀 <laughs> 반전이 있어요, 매력이. 매력? <laughs> 성격이 반전이 있어요. 근데 내가 평상시 좀 털털하게도 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되게 털털해요. 근데 이제 우정들 앞에서는 항상 부끄럽지. 나 밖에서 그렇게 막 어머나 어머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. 원래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안 잖아 그게 우정들일 뿐이야, 난. 나 멋있어. 근데 나는 진짜 안 가려요 낯을 너나안 어, 가려? 어 언니 나안 가려? <laughs> 아이씨 아,